안녕하십니까 땅현이의 생각 창고의 땅현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 첫 번째 과학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저보고 팔이 왜 이렇게 많이 탔냐고 했었습니다 아 이것도 나름 선크림 바르고 관리를 한 건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름철에 항상 바르는 이 선크림 어떻게 해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크림의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자외선과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밖에서 받는 태양빛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자외선은 이 중 파장이 짧은 것으로 흔히 UV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또다시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 UVB, UVC의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UVA는 피부의 진피까지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를 노화시킵니다. 영어의 에이징을 생각하면 변할 것입니다. UVA는 1년 365일 비슷한 강도여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UVB는 UVA보다 파장이 짧아 피부에 깊숙이 작용하지는 않지만 피부를 태우거나 붉게 만드는데요. 영어의 번을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VC 셋중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것으로 눈의 각막 손상, 피부암 등 피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다행히 오존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어 피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걸까요? 선크림은 물리적, 화학적 원리로 나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막는 경우 피부에 물리적인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은 적지만 균일하게 바르기가 어렵고 피부가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화학적으로 막는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해 열에너지로 전환 후 소멸시켜버립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투명하고 착 붙는 장점이 있지만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열에너지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중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피부를 노화시키는 UVA와 피부를 태우는 UVB로 나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데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로는 물리적 보호막을 씌우는 물리적 차단법과 자외선을 흡수시키는 화학적 차단법이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우리 친구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이 선크림 용기를 자세히 보니까 SPF 이것과 PA 이런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관찰력이 정말 좋군요. 먼저 SPF는 UVB를 차단하는 지수로서 자외선 양이 1일 때 SPF 50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에 닿는 자외선 양이 5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자외선 차단 지속 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한편 PA는 UVA를 차단하는 지수로서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이 잘 됩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SPF는 피부가 타는 것을, PA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지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선크림의 원리 이제 조금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올해 여름 무척 덥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나날이 더워지는 게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나 뉴스에서 많이 접해봤듯이 오존층이 파괴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UVC 기억나시나요? 아까 제가 DNA를 변화시키거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자외선이지만 오존층이 이를 막아줘서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잠깐, 이것이 오존 환경파괴 그겁니다. 이렇게 환경이 계속 파괴된다면 오존층의 양은 나날이 줄어들 거고 우리 피부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UVC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생각난 김에 불필요한 전력 등을 차단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 땅에리의 상가 참고였습니다 Hey, long time no see, bro. 땅에리의 상가 참고, I'm 땅에리. 저는 이렇게 나날이 더워지는 게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VC 기억나시나요? 뭐, 더워지는 게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나날이 더워지는 게 <laughs> 저희 날줄 몰랐다. 아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만 하면 된다고. 어, 내